살려주세요 <laughs> 왜 살려주세요예요? 아기 천사 지훈이 아기 천사 힘드네요 성인되고 저 지상식 아주 의미 있습니다 반짝반짝 거리는 옷도 입었어요 피팅 영상 신납니다 방 수상하셨는데 수상소가 한번 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대표님이 저 물개박 스쳤다면서요아 <laughs> 너무 좋더라고요 인기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 여기서 내가 인기상을 받아도 되는 건가 지금 이 자리에서 <laughs>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건가 말면서 믿기지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꿈만 같은 밤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 인기상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이치 사랑해요 <laughs> 네 무대에서 다 말을 못했는데 실패야 그래봐요 너무 감사했어요 좋더라고요 자 수상자분들 자 수상자분들 <laughs> 아름다운 밤이에요